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기 쌓여있는 공병들 보이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로지 사틴 크림인데요 아마도 전생에 저와 로지 사틴 크림 개발자분이 부부였지 않았을까 1년 <laughs> 넘게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인 만큼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헤라에서 그걸 보시고 저에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care challenge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로지 사틴 크림 결care challenge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유튜브 one day two day 하시는 거 아니죠? 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분들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화장품 선물 혹은 seeding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직접 사서 쓰기도 하지만 종종 선물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한 제품만 계속해서 사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이 헤라 로지 사틴 크림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부터 피부결에 정말 큰 변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수분과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결 케어가 제 피부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 케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겉에만 수분을 채워 금방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찾아 찾아주어 자연스럽게 탄력있고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케어에 집중하면 피부 겉면에 울퉁불퉁한 요철이 정리되어 매끈한 피부결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각질층이 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촉촉하게 수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이 로지 사틴 크림은 제가 과거에도 유튜브에 여러 차례 사용감이 좋았다, 경험이 좋았다 않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은 성분 그리고 자극 없는 사용감이 장점입니다. 끈적이지 않고 부담 없이 발리기 때문에 밤낮 상관없이 daily 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지 사틴 크림을 꾸준히 쓰게 되었던 건 생리 전이나 환절기에도 피부결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에요. 또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간단한 클렌징 후 로지 사틴 크림만 바르기도 했고요. 생리 혹은 환절기 때 보통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거친 느낌이 드는데요. 평상시에도 꾸준히 결 케어를 해주니까 이런 기간에도 피부가 쫀쫀하고 결이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지덕지 추가해서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근본적인 결 케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낮에는 작은 콩알 하나 양만큼이면 충분한데요. 밤에는 나이트팩처럼 듬뿍 올려줘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고르게 발라준 후 손바닥에 따뜻한 열을 이용해 살짝 눌러 흡수해주세요. 빠르고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로지 사틴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자극 없는 사용감도 좋지만 근본적인 결 케어를 해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성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각질층과 피부 속층 사이에는 구조를 지지하는 탄력층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킬레아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킬레아 성분은 각질층의 turnover 주기를 건강하게 맞춰주는 성분이에요. 또 피부 재생 능력을 촉진시켜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번째는 탄력 지지 펩타이드인데요. 탄력 지지 펩타이드 성분은 탄력층의 콜라겐, 그리고 단백질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마스크 장미 essential 오일인데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속건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크림을 발라줬는데요. 입체 결 케어 성분과 역할까지 이렇게 알고 하면 더욱 즐겁겠죠? 결케어를 통하면 피부 속부터 매끄럽게 피부가 차오르도록 도와주는데요. 메이크업이 잘 받는 매끈한 피부를 가꾸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낮에는 메이크업 전 기초 베이스로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보다는 양을 조금만 사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흡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흡수한 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면 밀리지 않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열 통 넘게 사용한 헤라 로지 사틴 크림의 결케어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가 1년 넘게 다른 걸 쓰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제품인 만큼 여러분께 제가 한 달 결케어 멘토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사용 가능한 미니 로지 사틴 크림을 무려 1개, 2개, 3개, 4개! 총 4개를 소장 욕구 불러일으키는 헤라 로지 사틴 파우치에 담아드립니다. 역대급 인원이죠? 총 10분께 한 달 결케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부결은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죠?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데이지와 함께 한 달 결케어 챌린지를 통해 건강하게 관리해보시길 바랄게요. 헤라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결케어 멘토를 저에게 처음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결케어 챌린지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이벤트 마련해 주신 헤라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체험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이벤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까지 로지 사틴 크림을 이용한 결케어 챌린지는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결케어 챌린지 저와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